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제가 찾아온 이유는 바로 방탄소년단 2020년 season greeting unboxing입니다. 늦은 unboxing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season greeting unboxing을 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시간은 또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현재로 제가 일을 쉬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금전적으로 구매를 포기를 했었는데요. 아마님께서 시그 선물을 해주셨답니다. 제가 다꾸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고 꼭 시그를 소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고 해요. 저에게 꼭 필요할 것 같고 2020년 365일 곁에 끼고 저의 이야기로 꽉 채우라고 하셨답니다. 아마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그를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unboxing을 해봤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해주셔서 어떻게 찍어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기분이 좋네요. 아, 그리고 민폐가 떴어요. 혹시 구매하신 아미분들 이쁘게 소장하시고 안전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